인간의 총 이빨 개수는 28개에서 32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육식동물을 의미하는 송곳니는 4개입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총량의 약 15%가 육식 섭취의 적당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랜만에 콩을 구워 먹어보니 여전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현재 지구를 8개로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중의 하나인 오존층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천재지변, 그리고 이상기후 등이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갈이 시기인 빙하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는 육식 섭취 과정으로 인한 메탄가스 발생과 핵실험으로 인한 유해가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공동체가 한데 모여서 전쟁을 종식하고 지구환경보호회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